해야지 <laughs> 재밌냐? 안녕 아 시작해도 되겠죠? 안녕 모아분들 분위가 왔습니다 아네 그래서 우리 모아분들 보고 싶어서 켰죠 그쵸 그쵸 저희가 이제 오늘 네 번째 도시 델러스까지 잘 마무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? 아그 전에 이거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무슨 <laughs> 맛인지 네, 이게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인데 이 음료로 팔더라고요 음료로 팔아서 최대한 안 보이게끔 어, 맛이 궁금해서 한번 최대한 무슨 맛일까요? 저 혹시 모르니까 섞어서 한번 연준이 마시고 후기 남기라고 했는데 모아분들 앞에서 후기를 남기죠. 프로틴도 들어가 있다. 음. 어, 딱 그 맛이에요. 그 보면 이제 시리얼을 따르고 우유를 따르고 시리얼을 다 먹고 남은 우유가 있잖아요. <laughs> 딱 그 맛이. <laughs> 진짜 딱 그 맛이에요 맛있네요 저는 애초에 이 시리얼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달달한 우유인데 딸기 우유보다 덜 단 우유? 같은 느낌? 살짝 그런 느낌 딸기 우유가 너무 달다고 느껴지시면 이걸 마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어. 뭔가 보였는데 옆에 누구 아제제 <laughs> 아, 아 룸메 룸메가 태안이거든요 아이 직권한다고 하더라고요 팝콘 닭 <laughs> 재밌네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밥 먹었냐고요? 이미 <laughs> 먹었죠 무대 전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밤 12시라 아! 그쪽은 이제 2시인가? 지금 오늘 금요일 아니야? 금요일이면 맞아 지금 금요일 금요일 2시면 학교에 있거나 일하고 있을 텐데 모아분들 제가 한번 소리 지를까요? <laughs> 몰래 보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 어쨌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몇 시에 잘 거냐고요? 어, 글쎄요 저는 그냥 딱 피곤하면 자는 스타일이랑 왔다 갔다 해요 음 음. 어. 아, 베개예요. 너무 허전해가지고. 아, 방학이라 학교가 일찍 끝나군요. 그렇네, 여름방학이네. 또 워터파크 가고 해야지. 멤버들은 글쎄요 씻고 뭐 잘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저 인형이요? 잠시만요 인형 제가 이번에 들고 들고 온 인형입니다 여기까지 인형을 들고 왔니? 아, 우리 누나가 생, 선물해 준 건데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그치 정성스럽게 선물해주고 난그 생각을 못했으니까 <laughs> 누나가 이제 편히 이제 껴안고 자라고 선물해준 건데 고마워 누나 <laughs> 아 다음은 휴스턴으로 갈 거고요. 거기서 이제 콘서트 할 것 같습니다. 도시 세 도시 남았어요. 음. 한국 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요? 저 냉면 먹고 싶어요. 냉면에 아, 냉면 먹고 싶어요. 음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시다니 감동이네요. 강아지 귀엽죠? 감사합니다. 어디 어디 내가 대신 먹어줄게 냉면 아 이걸 이렇게 당하네 아 자도 장난을 많이 쳐서 업보네요 업보 미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저는 브런치요 그냥 아침에 나오는 스크램블이나 팬케이크가 진짜 맛있는 거 음. 음. 오, 그렇군요. 모아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또 내일 주말이잖아요. 신나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어디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<laughs> 하, 학교예요? 아 근데 뭐 방학 시즌이라 아마 막 자유롭게 몰랑이는 두고 왔습니다 뭐 챙겼어요 음. 아, 또 미국 편의점 아 이 방금 마신 음료도 미국 편의점에서 산 건데 미국 편의점도 뭔가 새롭더라고 미, 편의점 음식도 맛있는 것같아 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사실 <laughs> 거의 3년 만에 미국 오는 거라 새롭죠. 새롭고 시차 적응이 살짝 이상하게 <laughs> 되긴 했는데 사실 뭐 근데 무대에 지장은 없어가지고 아 오늘 콘서트 아주 뜨거웠습니다 <laughs> 늘 콘서트가 정말로 핫했는데 정말로 <laughs> 아, 되게 <laughs> 눈, 에 띄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셨어가지고 진짜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재밌게 하다 왔습니다 포도주스 요즘 마셨어요? 포도주스 요즘엔 안 마신 것 같고 사과 주스를 더 마시,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사과 주스에 빠져가지고 맛있더라고 둘 다 사야지 한국 돌아가면 인형 이름을 아직 안 지었는데 지가 주실래요? 아 저 태연이랑 같은 방 써요 여기서도 룸메죠 이게 사실 뭐 태연이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호텔 이제 누구랑 이제 방 같이 쓰고 싶냐 할 때 바로 태연이가 균이랑 쓰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태연이랑 쓰게 됐어요 태연이가 너무 원하는데 그걸 <laughs>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유언비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? <laughs> 뭐 기어... 분위기가 편하긴 해요 그치 기워 죽겠어 <laughs> 오늘 뭐 먹었어? 아! 바베큐 먹었어요 아, 와 근데 대박이에요 저 통째로 와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겉은 뭔가 딱딱한데 뭔가 속은 부드러운 느낌이랑 되게 맛있었어요. 소스 찍어 먹는데 맛있더라고요. 음. 아, 저 앞머리 이제 좀 많이 길었죠? 아, 길어졌죠? 아, 열심히 관리했다고요. 아. 진짜 복구하는데 1년 걸렸네 응. 음. 소스는 뭐라고 해야지? 되 살짝 돈가스 소스는 그래도 먹는 것 같아요. 케첩, 머스타드 이런 건 안 먹는데 돈가스 소스 먹는 거 같네 음 그래도 색이 잘 안 빠지네요 검은색으로 했는데 어? 어? 오늘 주식장 15야예요? 어 몰랐어요 아 오늘 아니구나 어 그래요? 재밌게 봐주세요. 어. 아, 오늘이구나. 아,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, 저희. 정말로 운동의 느낌이 났습니다. 어, 나영석 PD님, 실물 영접이. 대박이에요.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. 연예인 보는 것 같았어요. 여 시간 오면아 10시 정도에 방영하나 보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요?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배고프지가 않아가지고 아 미니언즈 2도 나왔더라고요 저 1, 1은 봤었는데 뭔가 2가 되게 늦게 나오는 <laughs> 느낌이긴 한데 볼 수 있으면 봐야죠 아 근데 못 본 영화가 좀 많아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생일이시군요 Happy birthday 음. 아 맞다 아 맞다 인형 이름 정하려고 했지 뭐라고 해요 음, 이름을 뭘로 해야 되지 음 휴찾코 아, 아 원래 이름이 있군요 아, 차, 아, 휴차코 어,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합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성향 <laughs> 오케이 너는 휴차코다 그래 모아분들은 점심 먹었어요? 보통 12시에 먹겠죠? 아, 회, 회사에서 일할 때도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 아니에요? 학교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아, 든든하게 먹지 근데 라면이 맛있긴 맛있어 간단하게 먹기도 좋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 음 좋아요 좋아요 나 네, 벌써 도시 4개를 콘서트하고 어, 벌써 3개밖에 안 남았군요 되게 빠르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같아 어, 되게 신기한, 신기한 경험을 해요 뭐지 이제 미국에도 이제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 예를 들어 아틀란타에서 델러스로 이동할 때 이제 만약 에 이제 거, 3시부터 5시잖아요 2시간 걸린다고 치면 도착할 때시간은 4시예요 이게 이쪽 델러스가 1시간 더 전이어가지고 뭔가 과거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막상 이제 도착하면 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, 않은 느낌? 되게 신기했어요. 음. 어, 이 친구는 누나가 선물해 줬어요. 아, 고자라. 와 진짜 쉽게 할 수 없는 경 <laughs> 경험이네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재밌었어요 하트 포즈 중에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지 않아요? 저 이거 손가락이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돼요 어때요? 하트 같나요? <laughs> 이게 신, 신기하던데? 이, 이 여기는 펴지고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느낌? 보면 뭔가 그냥 많이 아, 안 꺾이지 않아요? 아, 어. 뭔가 이, 이거를 딱 바닥에 딱 집으면 보통 다 손바닥까지 이제 다 닿는데 전 안 닿아가지고 오케이 이게 이게 TMI입니다 오늘의 TMI 아두 번째 손가락 위로? 아니 더 어려워졌는데? 아 비행기에서 뭐, 했, 뭐 했냐고요? 저... 어, 스위치 <laughs> 젤다 요즘 젤다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뒤늦게 시작했어 한참 유행 지금도 근데 유행하는 거 워낙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스위치 3에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다랑 오디세이꼭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파, 영화파 저 근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서 어... 좀 더 근데 뭔가 여운을 길게 가지려면 드라마가 더 좋은데 그냥 재밌고 아 물론 드라마도 재밌는데 그냥 확실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더박진감 넘친 걸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음, 댓글 두 개 정도 읽고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죠. 음. 영화 영화 재밌는 영화가 뭐 있을까요? 그군요 마녀 2 아직 못 봤어요. 어 제가 근데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못 본게 아, 너무 많아. 아 맞다 토르도 나왔다. 깜빡했네. 아볼 게 많구먼. 아 오늘의 TMI 새벽 4시 일어났다 어, 어제가 이제 공항 이제 전 도시에서 이번 도시로 이동하면서 딱히 큰 스케줄은 없었어가지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잠들어 버려서 새벽 4시 일어났어 아 사실 1시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래도 개운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다가 콘서트 하고 왔습니다. 음, 이 정도면 될 것 같군요. 되게 어 뭔가 더 읽고 싶어. 아 가족 만났냐고요? 당연히 만났죠. 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고 음. 원래는 이제 할아버지도 오실 뻔하다가 이제 걸리셔가지고 코로나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안타깝게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할머니는 오셔가지고 그게 시카고였어요. 시카고에서 이제 할머니, 삼촌, 아버지 멋있게 보여드렸죠. 할아버지까지 왔으면 좋았지만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케이. Love you guys. 포즈는 뭐로 할까요? 음... 네. 아, 이 인형이랑 같이 직접 포즈를. 다음은 무슨 포즈로 할까요? <laughs> 아, 아 휴닝이 비스요. 예, 이거 이거 이거. 오케이. 바로 해보죠. 이쪽으로 해 아니네. 오케이. 좋습니다. 다들 건강하게 여름방학 보내고 여름 잘 보내고 또 폭염이라고 들었는데 더우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전기세가 아까운 <laughs> 선풍기 틀고 뭐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이따 워터파크도 가보고 재밌게 놀아요 다들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남은 도시도 잘 마무리하고 한국 무사히 복귀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주말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.